아, 나는줄 알았지 아, 미안해. 아 놀랬잖아. 아, 나 아, 놀랐어. 지금. 깜짝 놀랐어. 잠 깜짝 놀랐네요. 아, 어, 놀랬잖아. 이거, 이거 먹어. 어, 어, 어 미안해. 아, 나 깜짝 어, 괜찮니? 어, 괜찮니? 어, 아, 어, 나. 어. 난너 때문에 더 놀랐어. 너 깜짝 놀랐네, 아, 나. 어, 나 너무 놀랬어. 너무. 안 아, 놀랬어요? 아, 놀랬죠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아, 나 진짜 놀랬어. 아니, 나 너무 심취해서 멜, 이게 노래소리가 이제 크니까 노래소리 들어서 막 노래를 딱 부르고 눈 떴는데 뭔가 여기가 갑자기 뭔가 딱 있는 거여서 너무 놀랬어, 진짜. 못 들었어. 그래 또눈 감고 있었는데 몰랐거든 이렇게 부르다가 눈 감고 있었는데 눈 뜨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거야. 언제 들어와가지고. 아 진짜. 이 형부터 맥도날드 시켰네. 아 오늘 먹방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뭐죠? 이거? 뭐라고 하더라 이거? 이거? 치킨 치킨랩 순행랩 먹고 있니? 어어 어, 응. 괜찮지? 응. 어. 맛있어 음. 음. 놀랬더니 갑자기 아까 먹은 게 확 내려갔나봐 음. 음, 그러게요 음,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립스틱 묻었어. 음. 음,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은근 딱 한 건가 봐. 따끈따끈한 게 음, 완전 맛있어. 이 안에 들은 약간 겨자맛 나는 마요네즈가 이, 이 소스가 살짝 매콤하면서도 맛있죠. 음, 살짝 매콤한데 케이준 소스예요. 내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이 치킨 겉면이 약간 매콤한 게 발려있는지 매콤한데 딱 적당히 매콤한 게 맛있어요. 맛있다. 이게 뭐지? 맥스파이시 치킨? 맥스파이시 치킨 너무 작다 한 20cm는 돼야지 이번 몇입 먹을 것도 없구만 간에 기별 도 난다기 두개 먹어야 뭐 맥스파이스 치킨 을 먹고 감자튀김 을 먹으니까 입맛 이패해요